없었어 그때. 그러니까 생각나. 하나만 찍어 몇 초짜리 캐기 전에 딱 거기다가 꽃게기 놓고서 조금 멀리 놓 난 지금 이제 소리 빼고서는 다 음악으로 채우면서 글로다가 듣는데